학생분들 채식하시면 수업 시간에 안 졸려요 아, 저는 정적으로 꼬박꼬박 별명 병든다 대학원 들어와서 조금 있다가 채식을 시작했거든요 아 내가 대학원식이나 왔는데 공부하긴 틀렸다 했는데 채식하고 나서 진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단백질을 소화하는데 에너지를 쓰니까 제가 그렇게 졸려하고 그랬는데 그게 소화가 빨리 되니까 그 이후로 막 졸아본 적이 없어요 진짜 신기하게도 맞아 맞아 저도 점심을 먹고 나서 항상 좀 졸렸거든요 요새는 오후 시간에 거의 안 졸려요 음.